남자에게 더 세게 olive gamble 과감할수록 신세계 on my table I'm sorry 세상이 원래 불공평해 서다롭게 재미있지 No move I move I move I move I move Go ahead I don't love 미치면 어디까지 가는지 마지막 게임인 이만큼 후회 없는 실수를 저질러 I can't die I'm alright